아이고 아이고 아이거 물어 뜯는 거야 지금? 망고야 안돼 안돼 망고야 안돼 너 이거 안돼 안돼 이거 뜯지 마세요 어 이거 어떡해 이거 뜯어냈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거 어떡해 망고야 이러면 안돼 엄마가 화내잖아 하지 말래잖아 응? 숨을 쉬음 어머 어머 지금 짜증났어 순이 <laughs> 순이야 망고 <laughs> 엄마한테 왜 이렇게 웃기냐? <laughs> 망고 엄마한테 혼났어. 이것도 애기가 막 물어 뜯어서 어, 순이야 너 이런 모습 처음이야